못한다니까? 진짜 해? 해보라고 보니까 우리는 친구다 예솔 하이 음. 아 여기 왜 나와 있는 거야 내가 나오라 했잖아 아... 너 원래 내가 갈까? 아, 나 근데 너 솔직히 못 가겠어 나도 못 가겠는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는 빠를 낼 거야 <laughs> 가위바위보 이리 <laughs> 와, 너가 와. 들어, 들어와. <laughs> 너 느꼈지? 뭘 느껴? 안 느꼈어? 나. <laughs> 받으시죠. 술지들. 카리는 시우를 좋아한 적 있다고 헷갈린 적 있다 오늘 방금 너가 부츠 크다 해서 <laughs> 글램에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지 <laughs> 만나보니까 이성적이지가 않았지 언제부터 이성에서 친구로 넘어갔어? 한 세 번 정도 만났을 때? 우리가 진짜 잘 안 만나니까 그래도 우리 한 두 번째 때까지는 되게 썸 비수를 하긴 했어 <laughs> 친구가 갑자기 고백을 한다며 만약 나라면? 헷갈리네 고민해보지 않을까? 왜 고민해보겠다는 거야? 지금 이 관계가 재밌어서 내가 고백한다면 어떡할 거야? 그 너를 남사친으로 생각을 했냐면 너가 입는 옷 스타일이나 이런 게 너무 <laughs> 상상력을 자극시키게 입질 않아 몸매를 드러나게 어. 입는다거나 어. 넌 맨날 나한테 이제 운동한다고 막 사진도 그치. 찍어서 보내고 어. 근데 이제 실제로 만나면은 평범한 티셔츠에다 청바지 같은 거 입고 되게 성적인 호기심이 좀 많이 없어졌지 시우는 혜린이가 술에 취해 한번 하자고 하면 할 수도 있나요? 안 될 것 같은데 왜? 약간 부담스럽다고 느끼지 않을까? 할 데도 없고 말이야 누나도 그런 입장이에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당장은 너가 맨날 이런 옷을 입는다면 네. 나를 충분히 자극을 시켜준다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 난 술에 완전 만취를 해서 집에 갈 거란 말이야 나를 모텔에 데려갈 거야 아니면은 집에 데려다 줄 거야 당연히 데려다 줘야지 주고 갈 거야 아니면 주고 있을 거야 주고 가야지 왜? 나도 집에서 자야 되니까 왜? 왜 그래야만 하지? 두 번째 키스 내가 갈까? 다혜 너가 와야지 야 너 아까 내가 저... 야 남잔데 네가 해야지 아... 연습 좀 해. 난 준비됐어. 들어와. 들어와. 들어와, 들어와. Telling all your friends things that I never said They're pushing you to get away Maybe it's your therapist telling you that everything is gonna be okay be honest Just let me be honest, yeah 어땠어? 어, 왜 이렇게 야하게 물어보지? 아, 솔직히 처음엔 별로였는데 내가 워낙 잘했잖아 진짜 잘했다 생각해? 나는 겹쳤고 너는 얹었잖아 나는 남사친 혹은 여사친과 스킨십을 할 때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여사친이 누나밖에 없으니까 별로 그다지 많은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럼 남사친과 여사친의 스킨십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야? 소매 딱 잡는 거 제가 무슨 쓰레기입니까? 내가 너무 보수적인가? 스킨십은 솔직히 좀 역겹지 그러기엔 키스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? 너가 오늘 옷을 너무 야하게 입어서 그래 오늘 아, 살짝 남자 같아 약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? 응 음, 오늘 좀 남자 같아 친구가 불체병에 걸렸을 때 한번 해달라고 하면 할 수 있다 내가 저기 병원에 누워있어 이렇게 막 죽을 만큼 누워있어 근데 한 번 하고 싶대 누나 보고 막 해달라고 해 해줄 수 있어 야 그럼 내가 하겠지 네가 해달라고 말해도 왜? 내일 모레 네가 죽는데 내가 니랑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런 거야? 그렇지 그럼 나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음. 뭐 친구로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 어. 차피곧 죽으니까 그렇지. 약간 입 막으면 끝낸다 <laughs> 너는? 난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나 내일 죽어 그래도 안 해? 그 상황이 가정이 안돼 너는 인프피니까 할 수 있어 인프피가 왜? 망상, F잖아 아, 이미 망상을 끝내놨다 음. 그것도 맞아 <laughs> 알겠습니다 100만원 vs 친구와 스한 번에 500만원 난쌉 가능이야 어떤 게쌉 가능인 건데? 섹스1번 섹스 한 번에 500만원? 받는 거잖아 내가. 나도 쌉 가능해 근데 아까 전에 내가 내일 모레 죽을 때 네가 못한다 그랬잖아 누나가 죽을 때 돈 주는 거 아니잖아 아, 이런 개 <laughs> 미친놈이네 이거 돈 주는 거 아니잖아 그럼 내가 내일 모레 하는데 내가 나랑 한 번만 해주면 내가 500만 원 줄게 그럼, 그럼 하지 <laughs> 어이가 없네 어 짜증나 몸에 토르라고 인사불성이 돼 있는 나를 씻겨줄 수 있어 너가 우리 집을 찾아왔으면? 같이 술을 먹었어 만약 누나가 나를 그 어깨동무하고 집에다 바래다 주는데 내가 막 으으으으 했어 내가 안 벗고 너만 벗겨서 씻겨줄 수 있는데 어. 같이 벗고 같이 씻을 순 없지 막 정신을 못 차려 누나가 누나인 거를 몰라 내가 막 씻겨주다가 너가 나막 덮치고 막, 막 그럴 수도 있어? 어 좋아요 <laughs> 난 좋은데? 넌 가능해? 나는 바로 버리고 갈 것 같아 아니 왜 아까부터 <laughs> 왜 아까부터 버리지 자꾸 날? 나 바로 문 닫고 나갈 것 같아 들어오니까? 어 <laughs> 냄새 나니까 술김에 하게 된다면 다음날 아침에 사과한다 혹은 사귄다 솔직히 관심이 없는 상대니까 사과하고 나가야지 그게 나라면? 그래도 사과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사과하면 죽여버린다 그러면? 사과 안 하지 도망간 다음에 사과하지 <laughs> 어, 누나는? 그 상대방이 너라면은 나는 사귀자고 할 것 같아 고마워 꺼져 아... 할수 있냐? 할 수 있냐고? 못하겠지 할 수 있냐? 세 번째 키스 할 수 있지 아까 전에도 내가 다가갔잖아 이번 할 수 있어 해봐 그러면 못할 거잖아 진짜 할 수 있다니까 아니 못 한다니까 진짜 해? 해보라고 보니까 그러니까. 감성적인 키스 느낌이랄까 설렜어? 어 살짝 살짝? 그냥 그 너라서가 아니라 그 동작이 약간 그 남성미에 취한 건 아니고 그렇지 짠할까? 짠 방금 나는 키스하면서 땡땡 했다 역겨웠다 역겨웠다? 진짜 역겨웠냐? 사실 역겨웠다 보다기보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될까? 라는 생각? 네. 지금 이 관계가 무너질 것 같은? 이 이상 가면은? 설렜단 각은? <laughs> 누나는? 나도 설렜지 근데 이제 부끄러움이 너무 컸어 진짜 술 한잔이라도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을 했지 내 거야? 응 촬영이 아니었다면 다른 감정이 들었을 것 같다 <laughs> <laughs> 야 이건 진짜 모르겠다 그냥 우리 집에서 이렇게 술을 똑같이 마시면서 TV 보면서 살짝 이성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? 그게 키스 때문인지 아니면 뭐 다른 것 때문인지 그 분위기에 취해서? 근데 그건 이성적인 호감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설레지 않고 그 분위기에 설렜을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술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한다 사과하고 개씨 <laughs>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우리는 친구다 예스 yes, 친구로 친해기에는 스킨십을 너무 많이 했고 그렇다고 사귀기에는 그만큼의 설렘이 있는 건 아니고 애매할 것 같아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친구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?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아니 다음날 아침 다음날 아침술 깨면 술 깨면 나도 술김이어서 술을 마시다 보니까 여러 감정이 안 든다는 건 거짓말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친구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. 지금은 아니다. 근데 내일 아침엔 친구다. 너도 안 먹었냐? 아왜 둘 다 안 먹는데 우리는 친구였네 그러게 아휴 에이. 아 쓰다 네. 안녕하세요 저는 시우라고 합니다 24살이에요 아, 저 진짜 오글거려 시우말 바이바이